Dolly e seus amigos. 嗯。 you あ 啊 Thank you. Thank you. 에? Ow. 응? 아? 응?

Hmm? Huh? Hmm? Hmm? Hmm? Hmm? 哎